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laughs> 이지은입니다. 안녕. 오늘의 운동 부위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원하는 <laughs> 맞죠? 똥배.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 제 채널에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루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동작 모두 플랭크를 변형해서 위쪽보다는 잘 쓰이지 않던 이 아래쪽 코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루틴인데 평소에 다른 복근 운동을 해도 아랫배를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동작은 버티는 그 자체만으로 코어가 후덜덜하게 특히 아래쪽이 쓰이게 되면서 효과를 강력하게 맛볼 수 있게 만든 그런 루틴이었고요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레벨 3짜리입니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대신에 쓸 수밖에 없게끔 난이도와 동작에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아랫배에 있는 근육들을 진짜 사용할 수 있게끔 찾아드릴 거예요 처음에 쉬운 동작으로 찾아드린 다음에 난이도를 점점 점점 점점 올려가면서 아랫배의 매콤한 맛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고로 사전 설명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사전 설명 부분 처음에는 처음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쉽게 설명했으니까 잘 숙지하고 동작 내내 사전 동작 그 핵심 포인트에 집중해서 오늘의 루틴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바로 가시죠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루틴은 총 3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합니다 매트에 하늘 보고 편하게 누워 무릎을 세워주세요. 라운드 1 브레싱 아랫배를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 이번 루틴에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입니다. 동작하는 내내 골반이 너무 말리지도 않게 허리가 뜨지도 않게 호흡을 내쉬는 동시에 복부,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꼭꼭 챙겨주세요. 중립 유지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호흡 내쉴 때 복부를 쏙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주어야 복부 근육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생각보다 어렵고 놓치기 쉬우니 손을 아랫배에 두고 호흡 마시며 복부를 내밀었다가 내쉬며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보세요. 내쉴 때 복부 수축하는 힘에 풍선의 바람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으로 오늘 동작 내내 아랫배 넣기는 1순위로 챙겨주세요. tabletop breathing 천천히 두 무릎 사이는 모아 90도로 접어 올려줍니다. 옆에서 봤을 때 골반 각도도 90도, 무릎 각도도 90도가 되게 유지해주세요. 엉덩이를 말아서 굽혀지는 느낌이 아닌 배 앞쪽이 쏙 들어가 등으로 붓는다는 느낌으로 호흡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아랫배가 쏙 집어넣어지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할수록 다리의 무게가 복부에 실리게 되면서 아랫배가 충분히 사용됩니다. 계속 천천히 호흡하며 아랫배를 조금씩 깨워주세요. 레그 스트레치 그대로 호흡 내쉬며 다리를 쭉 펴주세요. 쭉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포인트 펴는 동시에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리를 무조건 많이 내리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복부가 버틸 수 없는 범위까지 다리를 내리면 복부보다는 허리에 과한 긴장이 들어갑니다. 다리 높이는 다리를 쭉 폈을 때 복부를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 영상 속의 저와 비슷한 다리 각도를 추천합니다. 피머악 이번엔 무릎을 90도로 유지한 채 발끝으로 바닥을 콕 찍고 돌아옵니다. 마찬가지 호흡 내쉬며 복부 속 집어넣으면서 바닥에 닿기 전까지 콕 찍어주세요. 바닥에 가까워질수록 복부 집어넣는 힘을 더욱이 챙겨주세요. 복부 쓰임 찾기가 어렵다면 아랫배에 손을 두고 체크하며 진행해도 좋습니다. cross leg stretch 이번엔 호흡 내쉬며 한쪽 다리씩 번갈아가며 펴줍니다. 호흡은 다리 펼때후 내쉬어주세요. 후, 후. 앞 동작보단 조금 쉬우니 아랫배를 내내 납작하게 유지해주는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크로스 피머 앞 이번엔 무릎을 90도로 유지한 채 번갈아 가며 바닥을 콕콕 찍어줍니다. 발끝 바닥 닿기 직전까지 콕콕 마찬가지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복부 긴장 특히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은 계속 챙겨주세요. 라운드 2 아주 조금 더 어려워지는 라운드 2입니다. tabletop and curl up 무릎을 90도로 접어 올려 아랫배 쏙 집어넣고 양손 깍지 머리에 대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호흡 내쉬며 상체를 올려주세요. 다리는 엉덩이가 너무 말리지 않게 주의, 상체 올리는 동시에 복부 힘을 충분히 챙기지 못하면 배가 오히려 불룩해지는데 최대한 아랫배 쏙 집어넣으며 올라온다 생각해주세요. 쏙 들어가지 않아도 집어넣으려는 노력, 집어넣으려는 의식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직 어색하겠지만 계속 아랫배 쏙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레그 스트레치 플러스 상체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두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앞 동작보다 복부를 훨씬 깊이 사용할 수 있어 힘이 들지만 조금 더 힘내주세요. 상체가 자꾸 내려가도 계속 올리는 힘, 다리 뻗는 동시에 상체도 조금씩 더 올려준다 생각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아랫배를 납작하게 넣어주는 힘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cross leg stretch plus 상체를 내리고 싶어도 라운드 2는 계속 올린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엔 다리를 한쪽씩 쭉 펴줍니다. 라운드 2는 상체를 올린 상태의 라운드 1과 동일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emur arc plus 계속 상체 올린 상태로 유지, 무릎 90도로 바닥을 콕 찍어줍니다. 마찬가지 호흡 내쉬며 아랫배 납작, 바닥에 닿기 전까지 발을 콕콕. 다리 내리는 범위는 내 복부를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까지가 좋습니다. 다리 내려가는 동시에 자꾸만 떨어지는 상체도 계속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크로스피버악 뭐 플러스 라운드 2 마지막입니다. 상체에 다시 한번 힘주어 최대한 올려서 고정. 무릎 90도 교차하며 바닥 닿기 직전까지 콕콕 찍어줍니다. 시선은 살짝 사선, 턱 당기는 힘도 챙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운드 3 조금 더 어려워지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curl up and leg stretch 손 깍지 무릎 90도 준비 호흡 내쉬는 동시에 상체 올리며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오늘의 강조 포인트 정말 중요합니다. 동작이 어려워질수록 동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포인트에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복부는 납작하게 상체 올리고 다리 뻗는 동시에 아랫배 쏙 집어넣는 힘을 꼭 챙겨주세요. 펄업 앤 피머업 이번엔 상체 올리는 동시에 무릎을 90도로 바닥 닿기 전까지 코코 찍어줍니다. 이거 다음 한 동작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요. 루틴을 끝까지 클리어해 봅시다. 더블 레그 스트레치 상체를 먼저 올린 후 다리는 쭉 뻗어주고 바로 양손 만세하고 20초간 버티겠습니다. 이때도 그냥 버티기보다 복부가 바닥에 붙는다는 느낌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하며 버텨주세요. 오, 사, 삼, 이, 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무릎 끌어안고 편안히 호흡 내쉬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떻게 따라하면 되냐 우리 지킴이 분들 오늘의 루틴이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을 해서 잘 찾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든 루틴이라 내가 평소에 아랫배를 너무 사용하지 못했다 싶으면 은 어떤 복근 운동을 하든지 요 운동을 한 세트 먼저 따라 한 후에 나머지 원하시는 복근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기존에 좋아하는 복근 운동들이 있으면 거기에 오늘의 이 포인트 복부 쏙 집어넣는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다른 복근 운동 영상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또 어머 이게 이런 자극이었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laughs> 현란해지는 손동작 안녕 <laughs> 안녕